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여러가지 버섯이란 불닭볶음면을 준비했습니다 마실 거는 주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라흐마라힘 он бьет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아, 힘들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